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직접 생크림 초코 케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디코 다크 아이스크림도 준비하고 같이 먹으려고 누텔라도 호시우유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millahirrahmanirrahim. 와, 대박. 와우.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이 잘 먹었습니다 아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